<laughs> 오, 지금 커플, 친구 커플의 싸운 얘기 듣고 있는데 재밌다. 이런 이성적으로, 논리적으로 누가 잘못했냐 막 따지는 거 아무 의미 없지만 재밌어요. 나만 싸우는 게 아닌구나. はねソフィーも行きたいんか本当うん僕ら朝ないよ「 TMI인데 혼자 제주도 갔거든요? 어제인가? 거기 스티커 사진 기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혼자 찍었어요. 춥다고 안 바꿔고고 또 그냥 브라우스 입고 이건 입고 오징어끼리 오징어 먹야 돼? 괜찮다 오징어게임에 오징어지 실오징어 없어? 있어 그거 먹어야지 그, 그거 좀 마요네즈 ガクン Thank you.